것이 아. 안녕하세요 여러분 머리가 안녕하세요 여러분 아, 제가 머리 감고 제대로 안 말리고 나와서 머리가 좀 산발인데 닭뼈슬 <laughs> 아니가? 어... 아 근데 머리가 너무 이런 점 이해해 주세요 머리 감고 바로 나와가지고 모르겠다 모르겠다 아, <laughs> 이 뭐야 이거 아이 난참 모르겠다 어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폭탄을 맞아버렸습니다 다이너마이트네요 어 아. 네. 어, 이렇게 찾아온 거는 뭐 다른 게 아니고 그냥 요즘 어떻게 지내고 있고 그리고 어, 어떤 식으로 준비를 해 나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알려드리고 싶어서 왔는데 어, 우선 요 근래 근황은 뭐 여러 가지 프로모션도 있고 저희 연말도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 중이라 오늘도 이렇게 안무 연습을 하다가 어, 지금 이렇게 왔습니다. 어, 안무 연습에 늦을 뻔해가지고 시, 머리 감자마자 바로 나왔어요. 한, 그래도 한 10분 일찍 도착해서 잘 하고 있었고 중간에 이렇게 오게 됐는데 어, 아마 어, 어, 많은 분들이 어, 여러분들께서 다음 앨범 어떤 식으로 준비하고 있는지 되게 궁금하실 것 같은데 우선은 어, 모든 곡이 지금 준비가 거의 다 된 상태고 그리고 뭐 뮤비도 뮤직비디오도 아주 재밌게 찍었습니다. 여기까지 얘기 되겠죠? <laughs> 뮤직비디오까지 지금 아주 재밌게 찍은 상태고 어... 네 지금 그런 상황이네요 음. <laughs>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어, 그냥 어떻게 준비하고 있었고 이런 걸 좀 알려드리고 싶었는데 어, 저는 글쎄요 너무 재밌었어요. 이번 앨범 같이 멤버들이랑 이렇게 하면서 너무 즐거웠었는데 사실 이렇게 다 같이 모여가지고 주제는 뭘로 할 거고 그리고 내가 이렇게 만들었는데 형 어때요? 이렇게 막 뭔가 되게 재밌었던 거 이런 거였던 것 같아요. 멤버들한테 뭔가 내가 이런 곡, 이런 멜로디, 이런 가사 써봤는데 어때요? 하고 이렇게 들려주고 물론 들어간 게 있고 뭐 안 들어간 것도 참 많지만 음, 멤버들한테도 잘했다고 칭찬도 받고 이러니까 기분이 좋더라고요. 그래서 되게 재밌게 이것저것 시도도 많이 해보고 어, 그랬던 것 같아요. 어, 그랬던 것 같아요. 막 키 가지고도 엄청 얘기 많이 하고 이 키가 좋을까? 이 키가 나을까? 태영이하고 엄청 대화를 많이 했었어요. 이 키는 그럼 어때? 이러, 이러고 태영이도 막 어, 거기까지는 되게 좋을 것 같고 이 노래는 뭐 이래서 키가 이랬으면 좋겠어요 이런 대화도 많이 하고 재밌게 앨범 작업을 하고 지금 이제 거의 이제 나오기 직전 상태죠 저희는 뮤직비디오도 촬영을 했고요 아 어디까지 제가 알려드리면 될까요? 어디까지 제가 알려드릴 수 있을까요? 머리가 지금 난리예요. 네, 모르겠습니다. 머리는 모르겠고. 아, 그리고 뮤직비디오라. 뮤직비디오는 어느 정도까지 제가 스포를 해드릴까요? 뮤직비디오는 <laughs> 어디까지 어 뮤직비디오는 이렇게 얘기해도 되나? 어 저희가 가, 뮤비를 이제까지 찍은 뮤비 중에 가장 어, 그렇네요. 가장 음. 음. 러프합니다. 어, 여기까지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. 어, 딱 여기까지. 그리고 되게 재밌게 촬영을 했고 어, 찍으면서도 정말 행복한 그런 촬영을 했었던 것 같아요. 여기까지. 아 뭔가 지금 앨범을 다 보여드리고 다 들려드리면서 하는 게 아니니까 뭔가 아, 얘기할 수 해드릴 수 있는 게 많이 없네 생각보다 네. 어, 아, 윤경도 맞아. 참 많이 걱정하실 것 같은데, 그 얘기 먼저 해드리고 싶은데 윤기 형 잘 회복하고 있는 중이니까 여러분 걱정 너무 많이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저희한테 막 오늘은 이렇다 막 인증도 해주고 그러면서 연락하고 있고 회복 잘 하고 있습니다 슈가 잘 마무리했어요 수술은 여러분 보고 싶다고 막 그러고 있으니까 어, 얼른 회복하기를 여러분도 같이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너무 뜬금없이 슈가형 얘기했죠. 슈가형을 물어보시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서 네. 저도 얼른 보고 싶네요. 아, 사실 이게 쉽지 않지만 자, 네, 여러분, 아. 어... 떤걸 또 얘기할 수 있을까요? 어, 요근래 제가 막 인터뷰에서 어, 음악 PM으로서 무언가에 뭔가 인터뷰를 굉장히 많이 받았었는데 사실 제가 한 일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. 이번 앨범 작업할 때 어, 제가 한 역할은 뭐 그런 거였던 것 같아요. 으, 어, 여러분 어, 멤버들한테 여러분의 뭔가 하고 싶은 주제 있어요? 뭐 어떤 스타일로 곡 구성은 어떻게 하고 싶어요? 이런 거에 질문을 던지고 각자 그 의견을 나에, 저에게 주시면 그런 의견을 다시 또 물어보고 정리된 걸 회사한테 전달하고 회사 의견을 다시 멤버들한테 전달하고 그 멤버들이 쓴 곡들이나 의견들 모 뭐 다시 보내고 뭐 이런 가운데 역할을 한 것 같아요. 뭐 별 별로 한 거 없어요. 저는 그냥 멤버들이 정말 열심히 해준 거. 그거 말고 없었던 것 같아요. 다른 PM 분들은 정말 열심히 했는데 저는 제일 좀 편하게 일을 하지 않았나. 라고 생각이 드네요 여러분도 굉장히 이번 앨범 많이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근데 좋을 거예요 이번에 어... 이번 앨범을 어떻게 내가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? 아, 어제 대화를 나눴던 건데 어... 뭔가 지금 현재 저희가 느껴왔던 뭔가 하나의 지금 느끼고 있는 감정의 기록물들 이렇게 생각하면 조금 더 이해하기 쉽지 않을까 그런데 아직 곡을 여러분들이 듣지 못했다는 게 함정이죠 그래서 뭔가 얘기를 더 꺼내주기가 힘들어요 네. 아. 그런데요. <laughs> 뭔가 니까 해드릴 말씀이 많이 없다. 미안합니다. 얼른 준비해서 빨리 가지고 나오는 게 여러분들한테 보답하는 길이겠죠. 네, 저희 건강 잘 챙기면서 하고 있고 사실 어, 요 근래 좀몸무 관리를 열심히 해보려고 하다가 살짝 그 뭔가 쌓여있던 게 있던 것 같아서 조금 무리가 됐어가지고 지금은 잠깐 쉬면서 하고 있고 약간 뭔가 밑반을 다지기 위한 시도 중이라고 하면 참 좋을 것 같네요. 뭐 건강 잘 챙기려고 노력 많이 하고 있고 멤버들도 어 그래서 슈가 형도 사실 어 뭔가 더 뭔가 몸이 안 좋아지기 전에 어, 여러분들과 굉장히 오랫동안 함께하고 싶은 마음에 일찍히 지금 치료를 받는 거를 선택을 한 거니까 음, 좀 기다려주시면 얼른 회복해서 또 좋은 모습 보실 수 있을 거예요. <laughs> 여러분 사실 어 뭔가 앨범에 관해서 뭔가 이런저런 얘기를 더 해드리고 싶은데 사실 오늘은 그러기 위해서 제가 왔고 근어 어느 정도의 진행 상황인지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거의 다 준비가 됐고 뮤직비디오도 촬영하는 상태이고 사실 곡마다 뭔가 세세하게 제가 들었을 때는 그리고 제가 멤버들한테 느꼈을 때는 이런 감정이에요. 어, 이, 라고 얘기를 해드리고 싶은데 지금 곡이 안 나와 있으니까 뭔가 딱 이 정도까지만 말씀을 드릴 수 있겠네요 예, 너무 즐겁게 즐겁게 이번 앨범을 준비했고 그리고 이번 앨범을 딱 올해 이제 상, 음, 상황이 이렇게 뭔가 멤버들이랑 이런저런 뭔가 커뮤니케이션을 하면서 어, 사실 저희가 만나서 뭐 이번에 앨범이 어떻게 저렇게 얘기하면은 얘기하다가도 저희끼리 또 그동안에 이런저런 얘기를 하게 되고 그러면서 되게 이 앨범이 여러분들한테 어떤 앨범으로 다가갈지 모르겠지만 어, 그 작업 기간이 굉장히 저한테는 행복했던 시간들이었던 것 같아요. 뭔가 어, 네 곡이 어떻다, 저곡이 어떻다 이런 것보다는 이 과정들이 어, 제가 많은 도전을 했지만 뭐뭐 뭐, 뭐 <laughs> 들어가지 못한 것들도 굉장히 많지만 어, 이런 과정들이 멤버들한테 들려줘 보고 듣고 정말로 예, 예전에 저희가 막 예전에 형들이 작업하던 방식을 오랜만에 이렇게 하게 된 거라서 너무나 행복한 시간들이었던 것 같아요. 그러면서 더욱더 뭔가 제 자신이나 이 상황들을 더 뭔가 인식하고 인정하게 되는 어, 시간들이었던 것 같아요. 더 여러분들을 생각하게 되고 제도를 익혀보는 그런 시간들이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. 네, 그래서 참 나와봐야 알겠지만 여러분들한테 어떤 앨범일지 오랫동안 그냥 소중한 앨범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여러분들한테도. 네. 어, 저도 정말 많이 그리워하고 있고요, 여러분. 어, 사실 이렇게라도 소통할 수 있는 거에 너무 감사함을 느끼고 어, 이렇게 다 같이 이렇게 노력하다 보면 또 언젠가는 분명히 어, 괜찮은 괜찮아질 때가 올 거고 지금도 좋은 소식이 들려오고 있으니까 조금만 더 어, 지치더라도 힘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어, 저희도 항상 여러분 그리워하고 있고 다시 눈으로 여러분들이 직접 볼 그날까지 또 열심히 준비하고 하겠습니다. 네, 이렇게 또 저 찾아왔다고 이렇게 또 보러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어, 네, 또 저는 또 남은 어, 준비들 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정말 많이 사랑하고 어, 오늘도 이렇게 저 보러 와주셔서 감사합니다. 앨범 많이 기대해 주세요, 여러분. 감사합니다. 바이바이. 고마워요, 여러분 전부 다. 머리가 오늘 너무 어 조금 뭔가 사소하고 이런저런 얘기는 나중에 어 제가 또 개, 인으로 V 앱이나 뭐 찾아와서 할 테니까 여러분 기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빠이빠이.